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INTP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상당히 특이한 타입이죠 괴짜가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아싸 유형이고요 약간 찐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또 비상한 사람들이 많죠 천재들이 많은 유형이에요 천재의 대명사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분이 바로 INTP 유형이라고 합니다 INTP는 NT그룹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이 NT그룹에는 INTP 외에 ENTP, INTJ, ENTJ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기질이라고 했죠. 뭔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거에 아주 관심이 많고 그걸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NT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N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성향이 있다고 했죠. 큰 그림을 보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이과 쪽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NT, 문과 쪽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NF라고 했는데요. 물론 NF도 호기심이 있는데 NT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NF의 핵심은 타인 또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공감과 관련이 많은데 반해 NT의 호기심은 말 그대로 호기심,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그런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NT 중에서도 n t p INTIP이 그런 호기심이 좀 더 강한 편이에요.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호기심이 가장 강한 유형들이 바로 이 두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끝도 없이 질문을 해대는 통에 엄마가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엔티들이 보통 오해를 많이 받는 이유가 이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라고 했죠.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시비를 거는 걸로 혹은 불만이 있는 걸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전에 ENTP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죠. 주로 ENTP가 가장 그런 편이지만 다른 엔티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오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면이 있기도 한데 뭐냐면 엔티들은 거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익숙한 엔티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INTP도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인팁은 엔팁 이상으로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엔팁처럼 시비를 건다고 오해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궁금한 게 있어도 웬만하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만해 보인다는 소리는 꽤 듣는 편이에요. 잊을만 하면 또 그런 소리를 듣곤 하죠. 왜 엔티들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냐면요. 이건 물론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큰 그림에서 각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날로그 시계의 부속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국 시계의 바늘 움직이죠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N이라는 게 큰 그림을 보려는 거죠 근데 그냥 N이 아니라 NT예요 그 큰 그림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의 집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마치 무슨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만약 직장에서 상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부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자식 봐라. 이런 느낌이 당장 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도 그냥 부속품인 거예요. 엔티가 그린 큰 그림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약간 과장하자면 엔티가 두는 장기판에 말이 된 듯한 느낌이란 얘기입니다. 설사 그 말이 맞다고 해도 왠지 기분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그래요. 비슷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엔티는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들의 집합체예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엔티 자신도 그 부분이고요. 이런 정신세계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선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거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NT 중에서도 ENTP와 INTP가 호기심이 좀 더 강한 편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큰 그림을 보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유형 중에서도 INTP가 그리는 큰 그림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NTP는 외향성이잖아요. 외부 세계를 접촉하는 빈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려는 성향이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전체 업무를 어떻게 조율할지 혹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걸로 나타나곤 합니다. 혹은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이 정치라는 게 일종의 싸움이죠. 바둑이나 장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지역적인 싸움에 너무 집착하면 최종 승리를 거두기가 어렵죠.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팁은 내향성이라 그런지 회사 시스템이나 정치 이런 쪽엔 별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NT의 성향이 한계가 없는 쪽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잡다한 현실에 얽매지 않은 더 큰 세계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주에 대한 관심 이런 거예요. 큰 그림이 그냥 무한정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인팁 중에 과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니 빅뱅이니 블랙홀이니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우주를 생각하고 별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 눈에 인간 사이의 정치라는 게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겠어요. 그냥 개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괴짜, 아싸, 심지어 찐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들의 정신세계는 압도적으로 거대한 체결하는 겁니다. 무한 우주 뭐 이런 거란 얘기예요. 융의 심리 유형으로 구분하면 INTP는 내향적 직관형입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INTP와 INFP가 있는데요. 이 두 유형은 실제로 비슷한 면이 많죠. 사람 만이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싸 소리를 듣곤 하지만 내면 세계가 엄청나게 크고 넓거나 깊 많고 풍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인팁이 괴짜가 많다는 얘기도 이 거대한 정신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이상하고 특이한 거에 흥미를 느낀다거나 이런 게 큰 그림을 보려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잘 안 보는 괴상하거나 특이한 것까지 다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그걸 더 보려고 하죠. 다른 건 예전에 다 봤던 거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보이면 흥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희한한 거겠죠 그런 거에나 눈길이 간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에는 화품이나 나고요 그리고 INTP는 인간관계의 피곤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잠수를 잘 타는 유형이다 이런 말도 있죠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시선 자체가 세계 지구, 우주 뭐 이런 식의 거대한 것들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어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 얘기 언제 끝나지? 이런단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인팁은 에너지 자체가 너무 큰 세계를 보는데 쏠려 있어서 실제 현실 세계에서 타인과 주고받는 관계에 사용할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직관, 사고만 주로 사용할 뿐 감각, 감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 감각도 부족하고 타인의 감정도 잘 모르고 이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였는데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혹은 건방지다고 오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찐따 주제! 그래서 INTP는 애초에 인간관계 이런 거에는 별 관심도 없는 데다가 자기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곤 하니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인팁 생각엔 그게 도대체 왜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INTP도 인간관계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런 쪽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MBTI 같은 성격 이야기에 관심이 생긴 인팁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실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직접 접촉해 보세요. 좀 불편하더라도. INTP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이론을 읽는 게 더 편한 유형이 유형이에요. 그쪽에 접근성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ESFP 유형과는 완전히 반대죠. 이 사람은 이론은 하나도 몰라도 거의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익숙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의 관심이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인팁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MBTI 이론을 흡수해버릴 수 있지만 그 이론에 빠삭하다고 해서 인간관계 달인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인팁 자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요. 이전 영상에서 영화 매트릭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주인공 네오를 이걸 INTP 유형으로 보는데요. 영화 끝부분에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차이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아주 편안한 사람이죠. 왠지 정이 가는 사람입니다. ISFP, FP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